ちゃ。何やった 아이 간식 기다려 하지만 엄마가 준비한 건 이게 뭐야? 간식이 아니야 아이는 <laughs> 오이에게 관심이 없다. 가버려. 관심이 없다. 자. <laughs>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화이리 아, 오세요. 아이고 뛰어와 아이고 이리 왔어요 신기하다 아까 이 장면 본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장면이 나왔네 저기 오이만 추가됐어 유파이 노즈워크 너무너무 잘해요. 벌떡 벌떡 일어나면 카메라에 안 잡혀. <laughs> 你好，Celia。 돼지 없어 돼지 없어 아이야 오이랑도 놀아줘 오이 아 오이 관심 없어 오이 오이는 엄마가 썰어 먹는 걸로 먹는 걸 이렇게 써는 게 맞나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이상하다? 이거 얼굴에 붙이는